진짜 솔직하게 좋아하는 애 있어? 응 진짜? 어 짝사랑이냐? 거의 그, 그래 누군데? 몰라 내가 아는 애야? 누구? 수혁이 미친놈이야 미쳤구나 미친놈이야 아야 너왜 그래 청순이 장난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장난 아니야 대박 내가 좋아해. 하루도 안 빠지고 좋아했어. 정선아. 오늘은 내가 제일 행복한 놈이다!